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알 네 여러분들 이제 저 두 번째 마랑의 도전 안녕 아 귀여워 자 댓글창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마랑님 전철 이길 수 있겠습니까? 하!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예전 무모한 도전 시절 때 2006년도 때 인간 대 전철 대결에서 완패를 했었던 바로 그 악명 높은 복선역 1호선입니다 근데 마랑이 일단 탈인간이지 않겠습니까? 안녕하세요 단번에 성공해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<laughs> 빨리 끝내고 갑시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때마침 이렇게 전철이 딱 도착했습니다 자 문이 열리죠 그럼 저는요 이 전철과 똑같은 스타트 지점에서 준비하죠 똑같은 지점에서 하지 아 그리고 저 전차리 움직이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달립니다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몇, 몇 미터야 정당할 것 같아요 방송에선 100m 있는데 예. 또 꺾이는 코스가 있거든요 지금 보여주세요 오르막도 있죠 감안해서 딱 100m 합시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뛸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이게 무한도전 이후에 정책이 바뀐 거잖아 이 언덕을 올라서 쭉쭉 가서 정확하게 자 여기 딱 합시다 깔끔다 그래서 제가 이쪽까지 이 첫 번째 선까지 먼저 도달하면 이기는 것이고 도달 못하면 지는 것인데 단 한 번에 컷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덥지? 형이 어, 집에 들어가게 해줄게 마랑의 도전 출발하겠습니다 네 경쟁자 311071번 준비하세요 움직이면 뛴다 뛴다 오씨 형 온다 빠르다 빠르다 오씨 그렇게 빨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오형 이겼다 오오 이겼어 이겼어 다쳤어요 <laughs> 얼굴 왜 <laughs> 넘어지셨어요? <laughs> 넘어지셨어요? 완전 그때 여러분들 앉아서 인터뷰 하시는 걸로 원래 상관 했는데 어? 여기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지금 NG 몇 번째죠? 네번 도전에 이제 영상 오한 번을 올라갔는데 혼자서 한 400m 뛰었네요 형 마랑이 아, 도전 끝까지 간다 와 근데 이거 리얼하다 진짜